이쪽 이게 준수방인데 준수가 몇 번 앉았죠 이 방에선 왜? 예,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준수방이에요 다르지? 달라 자, 자 준수 모짜르트 사진부터 쫙 올라갑니다 자 사진 그리고 자 이쪽은 반대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자내 사진 나 공연할 때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쫙 오면 자 나나 나 어릴 때 이거 이거 보셨죠 이 사진 제 어릴 때 사진 그리고 옆으로 오면 준수 어릴 때 사진 이거는 안 보신 분들 많지 않나? 준수 어릴 때 그리고 여기 보면 태권도 태권도 할 때 땄던 메달 야구랑 야구 전국대회 저 초등학교 때 우승했을 때 금메달 태권도 동생사진 준수사진 준수사진 준수사진 준수사진 준수사진 내 그 사진 이거 하나 침례할 때야 <laughs> 아, 이거 보여줘야 되네 김준수 금상 피아노 피아노 콩쿨 김준수 금상 나 최우수상 내가 더 높은 것같지아 귀엽다 귀여워 김준수 야, <laughs> 이러고 있네 <laughs> 자 일단은 자 2층 아 3층이라고 해야 되나? 1, 2 자, 3층 정원 야 여기 수다 떨기 딱 좋죠 위에도 막혀있고 자 여기도 미니 미니 분수 물레방아 그리고 반대편으로 쭉 보시면 여기도 정원 쭉 있다가 절로 가시면 자 좋죠? 여기 히노키탕이었는데 바꿨어요 하도 안 오니까 평상으로 음,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래서 쫙 보면 이, 여기서 밑에가 또 보이죠 아까 거기 자 구독 컴온 좋아요 컴온 자 지하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 1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, 네. 내려오면 교실을 가고 다녀요. 너무 흥분했어요. 좋아가지고. 네. 뭔가 좀 출동이. 그러니까요. 줄다리기 줄자리기 안 주려고 한다 네 이게 줄자리기 근데 이거 놓잖아요 그럼 오히려 놔 이게 놓잖아 그럼 오히려 놔 재미없으니까 놔 힘들어 힘들어 가자 덥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나도 물한잔 마셔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엄마 가려도 되니까 다음에 또 봐요 라고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<laughs> 아빠 어디 가셨지? 아빠 목소리라도 반가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해요 엄마 다음에 또 방송 아닌 걸로도 올게요 어, 그러니까 바이바이 방송용 효자 지금 이렇게 오래 깨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 이왜 뭐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